어, 어우 이거 너무 좋아 숙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에 잔자이여 생각나는 것이 임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입을 찾아볼까 간장에 서은 눈물로 임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탕아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치고저 전전반측 잠못 이뤄 호전목을 어이꿀 수 있나 내가 만일 못본채 옥중고군이 되거들면 말이냐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에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쑥대머리 다리가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에 찬장이여 생각나는 것이 힘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